감시를 받으며 비료를 섞을 차례입니다. 방울토마토를 심을 텃밭에 비료를 옮겨 뿌리고 삽으로 섞으며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. 양이를 따라가면 어느덧 텃밭 정리가 끝나갑니다.